오늘은 통벌 꿀집 냠냠냠 고르곤졸라 요거트와 먹죠 맛있는 통벌 꿀집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! 벌꿀집 먼저 이거 아니 고당도의 뭐라고 해요? 엄청난 양의 당이 한 번에 들어오니까 <laughs> 그냥 그냥 이게 막 그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이 몇 시야? 지금이 보면 새벽 1시 56분이거든요. 촬영하기 전에 주짓수 또 이렇게 한 판 하고 뭐 오늘 뭐 낮에 고려대학교 강의도 갔다 오고 이래서 이게 피곤했는데 <laughs> 아니 이게 그냥 막 힘이 솟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 입만 더 먹고 <laughs> 피자랑 먹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피자를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파는 피자를 사왔는데 이렇게 두꺼운 고르곤졸라 피자는 처음입니다 어, 여긴 그냥 빵이에요 뭔가 다 치즈로 덮여 있는 것 같았지만 빵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먹어야 되지? 이렇게 먹어볼까요? 맛있겠죠? 아, 근데 고르곤졸라 생각보다 너무 두꺼워서 한 판은 다 못 먹을 것 같습니다 <laughs> 큰일 났네 고르곤졸라 두껍네 고르곤졸라 두껍네 고르... 피자 고르곤졸라 두껍네 <laughs> 죄송합니다 벌써 배부른데요? 와 얘가 포만감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딱 들어가면서 다른 음식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<laughs> 그러면 음 원래 와플도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배불러서 좀 그건 힘들 것 같고 제가 사온 plain 요거트에 벌꿀을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플레인 요거트 아 이거 원래내려오면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음 먹겠습니다 안 먹을 수가 없지 이해하시죠? 음. 여기다가 벌꿀을 넣고 비비면 되겠죠? 제 입안에서는 굉장히 잘 붙여졌는데 실제로는 아 뭐야 숟가락으로는 살짝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요플레 좋아하시면 좋아요를 <laughs> 눌러주세요 <laughs>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잘 먹었습니다 와 이제 와 오늘 아마 1년 넘게 먹을 꿀을 하루에 다 먹은 것 같은데요 아, 일단 배부른 것도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맛있거든요 맛있는데 아까 딱 두 번째 입까지가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아, 세 번째 입부터는 어 좋아 근데 어, 이제 뭔가 속에서 좀 부담이 되는 느낌? 그 다음은 피자랑 먹지 않았으면 <laughs>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을 막 그런 거 근데 와 진짜 달아서 진짜 아까처럼 뭐 이렇게 좀 아 오늘 좀 필요한데 뭐 이런 때 있잖아요 아 힘이 안 나는데 할 때한입 딱 베어 물면 그냥 아주 그냥 빡 <laughs> 날라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음, 한 줄은 너무 힘들고 한 반 개 아니면 뭐한 3분의 1개 이렇게 먹으면 뭐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